Rồi. Rồi. 강아지 아주 특별하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음, 뭐 어떤 게 특별한가요? 이 종을 본 적도 없고 음. 네 어, 사람들잘 모를 거예요 아마 음. 사람들 잘 모르고 음. 네 그래서 일단 보셨을까요 혹시? 저는 <clears throat> 입양할 때 같이 있었어요 같이 내려왔어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국내에는 없거든요 일본에만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음, 일본말도 알아듣고 어, 네, 네 내가 똑똑해가지고 영어도 알아듣더라고 아마 네 개알람님 가시면 영어로 이렇게 질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영어로 오늘 개알람님 네. 영어 실력 도착했습니다 이제 올라가 볼게요 자, 잠시. 잘 놀고 있네. 어. 어! 소리가 나. 지금 여기서부터 찍어 아, 다 아, 이제 찍, 찍, 찍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laughs> 돌아가고 있어. 또 누구니? <laughs> 너무 귀여워. 로이 로이야 로이야 조이 sit sit 어우 good boy good boy good boy 센서가 있어요 로이 컴온 Sit. Boy, sit. Good boy. Let's dance. Let's dance. 로이 레이 다운 레이 다운 로이 차징 스테이션 Go to your mat Anna. to your med. Roy, let's dance. Let's dance. 로이식 씻